야, 근데 누가 나도, 나도 얘네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고. 백일인데 귀신 6년째 그저 밤새 듣고 싶은 것은 아서트롯뿐이거든 아 명준이 형 1년을 기다렸어요